Nope. Nope. Nope. Nope. Nope. Nope. Nope. Nope. 공 줄까? 공? 만덕스 만덕스 삐삐코코스 키위사스 키위사스 페페스 키위사스 만덕스 만덕 만덕이 어딨지? 언니 주머니에서 꺼낸다?